시롱거리는 뒤 pasaka tarununtu Pahule mechori jongo kananu wa urancanga susati wa cengga Maru sambolo nenu Mori bune tantau kananu Ditantung ahara 무사보다 산다디와 우리 제페 우디 사로와 만세파 람파분에도 마주부 이하보다 지웨디 자우나 바다 밤머리 단 타우비 kodoy. Ay, iha. Maru sambolo ninu Mori bune dan tau kananu Ditantu ngaharano no ihafiki kananu Jangan tau dinina Susah po pe saro Saroa manche palampa une dong macuku Iha poda Jiwe cha una pata pamori tanta upiti Alako loe Ih matera